Buan. Hmm? Kemarin lama tinggal mana aja untuk. Huh? 가지런 나도 커파도 음? 디고이

Huh? Buat. Hmm. hmm. Kemarin kan lama, coba aja untuk. Hmm Uh -oh. Oh! Hein? Oh! Uh! Ah! ah! <laughs> <laughs> 咦

Huh?